긴장 언니시고 어. 선배님이신데 뭐라고 불러? 아, 되게 떨리는데? 아, 나 못 들어갈 것같 렛츠고, 렛츠고. 저희가 팀 이름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지 오! 아이지 이렇게 아이지